Sama 아 얘가 지금 받침대에 안 올라가 있어 그럼 왜 그러지 마 훔쳐 훔쳐 야니왜 쌈장 안 들고 갔노 뭘 꼽고 싶어 빨리 와줘 아니 안달졌다 이거? 달궜어 다 달궈줘 아니 아니 야 진짜 튀고 있어 아니 아, 아니 튀고 있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튀고 튀고 있다고요 아저씨 와! 이야. 역시 김치는 지기름이네요 와! 색깔 봐라. 와! 아! 이거 앞치 말아요. 네? 와, 역대급 마늘 색깔. 빨리 돼지기름 여기로 몰아줘. 와! 와나 행복해. 음, 맛있다. 이거. 어머. 이름이 요. 어. 야, 누구나 나한테 올 뻔했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그런 방법이? 맛있어? 맛있어. 이녀석 원래? 응. 하나 약간 꿀조처럼 색깔만 딱이 정도 이것이 바로 한사콜이라는 것이다 알았냐 이놈들아 건배사는 뚝배기로 하겠습니다 루시에게 백백에 기름에 뚝배기 <laughs> 이번 건배사는 미사일 발사다 미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일을 위해 발사 아! 야 맛있겠구나 집게로 볶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 쌈장 넣고 하면 더 맛있는 거 알아요? 끝난 줄 알았지? 왜냐면 뜨겁거든. 그건 안 물어봤어. <laughs> 아, 귀엽다. 짠! 닭 넣는? 안 그렇냐? 여 다리에 붙어있는 뽁뽁이 뽁뽁이? 음, 오! 오. <laughs> 약간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 가만히 냅둬 고추 <laughs> 마요네즈 섞어? 응난 무조건 나도 고요네즈 너무 맛있어서 주변이 고요해진다는 고요네즈 아 너무 맛있어 오징 먹고 싶어 더 맛있어 음. 아 배불러